그독을안 누른 당돌한 애가 있는데 찾아와 이건 선금이야 오늘 금붕어 같으세요? <laughs> 그 다행이다 아까 대두님이 나보고 떡볶이 같대 자기 오늘 진짜 예쁘다 빨간색 진짜 예쁘다 떡볶이 같아 아니 이게 어딜 봐서 금붕어같이 생겼어요 맞아 약간 뭐 튤립 아니면 막 이, 런 이런 컨셉인데 콘치가 금붕어예요 그래? 검색 한번 해봐야겠어 콘치 <laughs> 아나 이거 봤는데 뭔지 알겠다 이해가 됐어 콘치 이게 포뇨예요? 뭐야? 이게 물고기야? 자꾸 어디로 가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꽃입니다 여러분 콘치 아닙니다 꽃입니다 오늘 약간 튤립 컨셉이야 장미꽃 약간 정열적인 빨간색 꽃 그건데 오늘 컨셉은 장미꽃입니다 장미꽃입니다 꽃입니다